봤을 때 추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가 심하게 안 하는데 갑자기 추려지는 아, 그럴 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레아트성형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그 압박복을 안 입어도 되는 경우 좀 있잖아요 저희 확정할 때도 뭐 네.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떤 경우 기본적으로는 압박복을 흡입 후에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흡입 범위가 많이 적거나 흡입량이 많이 적거나 아니면 지방 의식을 위해서 흡입한 경우이거나 이런 작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본인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다면 압박복을 한 달이라도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굳이 입지 않으셔도 결과에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용량 cc로 봐서 아니면 뭐 나이에 따라서 탄력도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흡입 부위가 작더라도 용량이 조금 더 있거나 좀 나이가 드셔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압박복을 입어주시는 게 후의 모양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군대 감아주는 경우들이 근데도 이제 감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음. 원칙은 똑같아요 해당 부위에 압박을 가해주는다는 의미에서 압박복이나 압박붕대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다만 압박붕대는 잘 풀어지는 위험이 있고 그 자리 그대로 안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다 보면 말려 올라가거나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다만 복부 같은 경우는 작은 부위를 했을 경우 간단한 복대로 착용을 해주시면 복부가 거의 흡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압박복 입고 나서 막 미친 듯이 만지고 네. 있다고 막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접촉 알러지가 과민한 경우인데 벗어주시는 게 좋고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흡입 후에는 피부가 일단은 건조해지고 되게 피부가 민감해지는 시기라서 압박복을 착용하기 전에 보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습은 로션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좀 발라주시고요 증상이 작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약간 조절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시고? 네, 물 많이 마시는 거는 이제 회복에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피부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습은 크림 뭐, 뭐하든 상관없는가요? 네, 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크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오일 같은 거, body oil. Body oil 괜찮죠? 아, 네. 아, 그것도 있는데 깜빡 못 봤을 때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쓰러진다 왜죠? 왜냐면 꽉 조여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풀게 되면 아. 일시적으로 피가 밑으로 쏙 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처럼 오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앞이 좀 깜깜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압박 벗을 때 나타나거든요 최대한 좀 천천히 그리고 일어설 때도 천천히 일어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갑자기 섰을 때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알고 계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아트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